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에 네내 치킨에서 크레미온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가루불닭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라흐마라힘 비스밀라흐마라힘 알함두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